눈이 약간 번쩍 뜨이는 거기 홈페이지 마비되고 그러면 어떡하지? 아, 아. 우와! 죽을 것 같아!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어요? 저는 남의 영상 만들어준다고 제 영상을 못 만든 것 빼고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어, 오늘 이거를 보시고 아마 이따가 야식을 결정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혼자 먹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돼가지고 이분아 우선 모셔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영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 <laughs> 베이비, 타는 청춘, 꽃놀이, 이별 택시, 모 부탁해, 프로라이브 등등등 같이 일하고 있는 PD라고 합니다 또 컴백을 하면서 채널, 채널 명을 뭐 바꿨거든요 김이랑 먹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김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? 김이 그래서 김 이렇게 김 오 진짜 오늘 메뉴는 뭘까요? 네 오늘 메뉴는 스토리에다가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? 투표를 받았어요 많은 표를 받았던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와, 와 <laughs>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치킨으로 첫 먹방을 할 거고 저희들이 좀 추천해주시는 치킨을 오늘 저녁 야식으로 거기 홈페이지 마비되고 그럼 어떡하지? 어 그랬으면 좋겠다 <laughs> 짜잔 BBQ 요즘에 또 엄청 핫하죠 치킨 대결 구도로 가볼까 해요 <laughs> 첫 번째 라운드 하나 둘, 둘, 셋. 짜잔 짜잔 이거 뭔지 아세요? 여러분? 어 약간 그럴싸해 보이죠? 갈릭 같아 보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워낙 유명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치킨이죠. 그 BBQ에 BBQ 맞나? BBQ 요즘에 또 엄청 핫하죠. 중포의 추가. 네. BBQ에 황금 올리브 치킨. 이 치킨은 광희 씨가 나 BBQ 못했다. BBQ 왕이랑 어? 광고 찍었던 광희 나는 치킨. 네 메이플 무슨 메이플이지? 방이 나는 메이플 버터 갈릭 치킨. 오케이 오케이. 이모님한테 혼났어. 이거 편집 잘 해주실 거죠, 피디님? <laughs> 가장 대표적인 치킨이고 이게 신제품이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먹습니다. 음. 음. 와, 너무 맛있다. <laughs> 음. 빵. 음. 이 신제품 뭐, 먹어볼까요? <laughs> 네. 아, 네네네, 드세요. 여기 보여드렸나? 먹어볼게요. 빵. 냄새 장난 아니다. 이거는 잘라놓은 게 다 가슴살처럼 잘라놨다 이게 그거예요 넓적다리살만 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음 엄청 달다. 와 진짜 달다. 음, 맛있다. 버터향 진짜 강하지 않아요? 네. 교촌 허니 라인 먹었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. 음. 눈이 약간 번쩍 뜨이는. 빵. 어 맞아 마늘빵 맛이 많이 나요. 네 맞아요 마늘빵 진짜. 빵. 네 여덟 종 먹을 거예요 치킨. 이거 아직 1라운드 2종밖에 안 됩니다. 1라운드 주제는 이거였어요 여러분들. 음. 가장 많이 팔리고 대중적인 치킨과 요즘 제일 핫한 치킨 과연 어떤 거를 오늘 시켜 먹으면 좋을지 음. 한번 본 거였는데 다 먹었어 그럼 결정해볼까? 빵. 이거 김 몇 장 주실 거예요? 저요? 저는 김두 장을 드리도록 하겠 음... 저는 김 한 장! 아... <laughs> 그럼 이거는 몇 장 주실 거예요? 솔직하게 네. 솔직하게 두장 어 진짜? 저는 한 장, 두 장, 두 장 반! 아 반도 <laughs> 있어? 황금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치킨 느낌이 나잖아요 KFC에서도 왠지 좀 비슷하게 맛이 또 비슷하게 나고 네.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새롭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잘 버무려 놓은 느낌? 음. 그래가지고 전 두 장 반을 드렸습니다 매운 치킨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매운 치킨 우와. 이분 아, 별명도 좀 지워주세요 카레 PD로 할까 그랬었는데 스테프 커리 강황 PD라고 오 좋은데요?